멋있다 야 흉가 앞에하고 너무 안 어울리는 거 아닌가 야이 흉가 앞에하고 너무 안 어울리는 거 아니야 이거 (2020년 4월 27일) 흉가여행 11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어, 왜 잠겼어 이거? 반대표 사람 소리들 어 사람 소리 들이 잠깐만 소리 집중 뭔 소리야? t 비 소리? 사람? 뭔 소리야 이거 어이가 없네 나 마이콜이에요 나 마이콜이라고 왜? 이쪽은 잠글 생각 안 했습니까? 누구야 이 씨발 吃饭了没？吃饭了没？ 누군데? 바로 신고하세요. 이거 사람 사람의 귀신 나와. 왜 화가 더나 있는 겁니까 지금? 뭐가 화가 단단히 나 있어? 무엇 뭐 때문에 더 빡친 것 같은데 잠깐만 와 잠깐만 와아 이거 하나가 아닌데 잠깐만 뭔 소리야 이거 하나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이거 아 미쳐버리네 이거 저 그 누구 때문에 화나셨어 지금 혹시 누구 때문에 화나셨어요? 제가 혹시 제, 제, 제가 혹시 그 제, 혹시 누구 때문에 화나셨어요? 제가 혹시 제, 제, 제가 혹시 그 제, 제, 제, 제가 혹시 그 제, 제가 제가 죄송하겠습니다. 제가 제, 제가 죄송합니다. 제가 제 하나 아니,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 하나 아닙니다 잠깐만 여러분 이거 하나 아니에요 지금 이거 지금 하나 뭐야 이거 지금 어, 내려온 것 같아 지금 여기서 누가 내려온 것 같아 지금 여기서 누가 내려온 것 같아 누가 내려온 것 같아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 누구세요? 잠깐 아 잠깐만요. 오케이. 여기구나. 뭐야 이거? 안 열어? 어, 어이가 없네 진짜. 야, 이 새끼야! 야! 그만해! 오! 하하하하. 하하나 존나 재밌네. 하하하, 나 미쳐버리겠네, 오늘. 뭔 소리야, 씨발. 뭔 소리야, 하지 마. 어, 어, 씨발. 야. 야. 철학이, 철학이 문제 있다. 気が悪か 여러분들 권지함이 원래 이렇게 쎘나요 얘들아 권지함이 원래 이렇게 셌냐? 뭐라고 말하는지 말을 못 알아듣겠어 나도 아, 한 번만 더 가보자. 어쩔 수 없어. 갈 데가 없어, 갈 데가. 드나이하고 그만둬라. 전화해 하고 그만둬라. 어? 나랑 지금 폰티 하자는 건가? 이게 될 리가 없잖아. 전나의 노잼이 와, 씨. 미쳐버리네, 진짜. 확! 어, 잠깐만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갈게요. 내라 모르겠다. 에이. 에이.